I'm ready to love 내게 말해줘 Can we stay together? Can we stay together? I'm a fool in love for you 내 맘을 네 곁에 forever 네 곁에 forever 날 만나 내 마음이 계속 더 자라서 진하게 바지대지는 표정 이 기분을 푸는 secret recipe 내 눈이 너 못다는 그러니까 뭐 진짜 나 지금 머리도 못다 Ha ha ha ha!